하지마 <laughs> 그냥 네 유튜브 친구들 Hi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 게스트 윤채성 군과 함께 라스베가스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허쉬 초콜릿인데 big size unboxing을 하면서 보여드리고 약간 뭐 빼빼로도 한번 가볍게 만들어보고 또 이제 그 초콜릿을 이용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이렇게 큰 제품인데 자 이거를 한번 unbox, unboxing을 해볼게요 자 이걸 다 빼야 되나? 이것만 빼도 될 것 같은데 자, 자 이렇게 허쉬스 밀크 초콜렛 자, Wow. 자, 이 박스만 쭉채워 볼래요? 야 <laughs> 진짜 크다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, 뜯기도 아깝다 이거 일단 뜯는 느낌은 비슷하네 싹 하면 야뭐 거의 뭐 반사판인데 이제 팍 뜯자 그냥 탁 뜯고 야 이야 <laughs> 대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잘 깨질 것 같아 근데 자와 대박 보이십니까? 한번 아, 먹어볼게요. 저희가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팅! 자 게스트인 채성씨가 한번 어, 진짜 두껍다 근데 두께가 <laughs> 이거 한 번 더 잘라야 되겠다. 너무 크다. 너무 커. 잘랐는데 너무 커. 반 정도 할까요? 반. 네, 반하고 또 반하고 약간 몇 개 좀 나눠보죠. 더 조금해? 이렇게 해서 <laughs> 두꺼워서 한참 걸린다 근데. 응, 음, 녹잖아. <laughs> 잘 녹네. 잘 녹네 생각보다 자 그러면 자 재료 뭐가 있냐 마지막으로 이제 바게트 바게트는 사실 통바게트 이렇게 안 잘린 게 필요한데 벌써 지친 것 같아요 아, 뭐죠? 네. <laughs> 자 이렇게 찍어봐요 드보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. 자 ASMR 스타일로. 머 띵할 정도로 단, 단져 <laughs> 머리 아파 어, 너무 달아 알려줘 <laughs> 참깨 스틱을 이용해서 빼빼로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빼빼로처럼 진짜 이건 맛있겠다 근데 <laughs> 음, 개달아. 근데 맛있다. 아, 머리 아파. 잠깐만, 머리 아파서 방금. 사루비 한번 먹어볼게 저도. 조금만 바르고, 음. 조금만 바르고. 제가 봤는 이거 많이 바르면 머리 아파요. 그나 <laughs> 지금 머리 아파서. 이런 느낌으로 먹어야 맛있어. 응, 음, 응. 조금씩. 맛있게 먹을래. 조금씩. 음. 이런 느낌으로. 이거. 이게 스틱이 맛있어. 음. 뭔지 알 것 같지? 음. 자, 크래커 너무 많이 준것 같은데요? <laughs> 괜찮겠어요? <laughs> 너무 많이 준것 힘들어 너무 많이 준것 같아 사명감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맛있어요? 맛있다 맛있어? <laughs> 너 겁나 조금 찍는다 맛있게 먹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<laughs> 네. 또 이렇게 똑같이 만드실 분이 그럼, 그럼, 있으니까 그럼. 방송 보고 그럼, 그럼. 나는 이렇게 먹는 게 맛있다라는 취향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먹어봐 맛있어 이게 약간 소금기가 있네 맛이 아그 그, 맞아 맞아 맞아 <laughs> 여러분들 얘 얘 저보다 더 또라이일 수 있는 이 면도 있어요 자 <laughs> 그러면 오늘 메인 바게트. 오! 큰 바게트를 넣어서 <laughs> 아 즐거워. <laughs> 아 재밌다. <laughs>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? 자 빼빼로 완성! 이게 뭐야! 모양이 아니 이상한데 이게 뭐야! 무슨 이게 빼빼로야 이 느낌 막. 안 자른 게 못 구했대요. 하지마! 하지마 그냥! 하지마! 그걸 왜 넣어 자 우리 우리 원래 오늘 컨텐츠는 마늘빵 먹는 컨텐츠였거든요. 초코 마늘빵. 와 뜨겁다 초코가. 자, 거의 그 대형견 응 거의 공룡 응 샐러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겁나 맛없겠는데? 어, 소이 좋다. 맛있을 것 같아. 개맛없어. 한번 먹어봐. 자, 조금만 찍어. 너 초코를 많이 찍어줘서 우리 고맙다고 할 걸. <laughs> 대만 없지. 과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케이크에 그 초코랑 과일이랑 같이 조화가 많이 있잖아요. 그럼 과일은 맞을 것 같아. 응. 음, 음. 음. 음. 궁합 잘 맞네 케이크에도 많이 얹어져 네. 있어 먹어봐 음. 먹을만 해 <laughs> 어, 언제 찍어 먹었지? 빠른데? 그 초코바나나도 있고 초코사과도 있고 음. 먹을래 이거? <laughs> 뭐야 언제 찍어 먹었어? 야 마지막으로 <laughs> 파인애플 한차로 올려 보네 음. 음. 맛있어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한정판 허쉬 초콜릿 대형 사이즈 특 특특대 사이즈 초콜릿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또 더 많이 달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맛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중탕으로 초콜릿 녹여서 찍어 먹어봤는데 확실히 아까 최성군이 얘기한 대로 초코도 궁합이 있다 음, 응. 음, 과일과 음. 그 과자들은 어울렸는데 아까 샐러리 이런 것들은 또 못 먹겠더라고 자 어땠어요? 어... 게스트로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. <laughs>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아리 감정에 되게 복받쳐서 지금 그런 마음입왜 이렇게 목소리 깔아요 짱나게 <laughs> 네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아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